오늘 저 나이키 런클럽에 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자꾸 런클럽 같이 하자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도 항상 걸어갔었거든요. 뭔러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못하는 게 너무 <laughs> 싫어가지고 항상 그랬었는데 근데 음, 뭔가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런클럽 신청했어요. 근데 제가 운동복이 없잖아요. 운동복이 없거든요. 저는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복이 없겠죠. 그래서 운동복도 샀어요. 여기 이 주황색 레깅스랑 양말이랑 다 나이키야. 이 운동화는 친구가 원클럽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러닝 같이 열심히 하자고 사줬어요. 이거 뒷부분이 되게 멋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유연하게 된답니다 아주 멋있죠?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안에 브라도 샀어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태어나서 뛰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뛰는 건데 복장은 거의 선수자고 근데 너무 무서워요 나고할 것 같거든요 중간에 지하철 타고 혼자 돌아올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지금 그리고 운동 전에 먹는 카페인도 마시고 있어요 누가 보면은 엄청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뭐 하십니까? A few moments later. 강남역에서 신사 잠원 한강공원까지 뛰어왔어요. <laughs> 정말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다시 강남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 힘들어.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돌아가는 길 중간에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덩달아서 못 뛰고 저랑 같이 남게 되었어요 근데 이대로 집에 갈 수는 없거든요 짐을 맡겨놔가지고 우린 다시 돌아갑니다 나이키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재밌어요 내가 중간에 나고해서 그게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뭐 맞아 그렇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조금이 너무 중간에 나무에다가 다시 따라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했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얼굴이 너무 타는 듯이 붉어졌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럼클럽 꼭 와보시고요. 아, 언젠가는 건강하게 더 빨리 뛸 수 있겠죠? 파이팅! 완전 맛있죠? 내가 일식집 하고 있어 일식 음. 일식 이리 와.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근데 제 체력을 좀 더 길러가지고 체력을 좀 더 길러서 다시 또 도전을 할 거예요. 막 텐션을 올려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찾는 알려주시고 파이팅 이런 것도 하시니까 왠지 공부하 힘이 나는 진짜 예쁘다 벌써 졸려